안녕하세요 강태화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솔라를 가지고 리듬 연습을 또 해봤는데요 슬러 연습과 오늘은 라, 시를 가지고 어, 음, 텅잉 연습, 리듬 연습, 그 다음에 슬러 연습을 또 해볼 거예요 네,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네,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어, 조금 더 익숙해지셨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네, 어, 이 영상은 어, 초등학생 1학년도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패스해서 연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준비. 저와 같이 라시 텅인과 슬러 연습해 볼게요. 다 잡으시고 아기 입술 대시고 하나 둘셋넷 슬러로요. 하나, 둘, 셋, 넷. 수월해지셨죠 네, 그렇게 믿고 저는 또 다음 미션 2의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 시, 도, 또 열심히 해보세요. 고고!